이리 와봐. 오, 쉬워. 참아 그냥 좀. 야, 튀어. 야, 야, 야, 잡아, 잡아. 야, 이리 와봐. 야, 야. 빨리 빨리 야! 아니 은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니야